1. 구애의 머리띠를 준비한다 2. 특성은 질풍 날개 3. Brave Bird 필수 준비 끝 질풍 날개의 효과로 비행기술은 산공기가 된다 강한 비행기술인 브레이브버드를 산공기로 날리면 끝!